해도 안 떴어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탑승 수속도 진짜 간단해서 좋아요 이제 갑시다 아 너무 좋다 아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예쁘다 여기 계단이야 근데 어 이건 무슨 꽃이야? 되게 예쁘다 그치? 라바꽃 라바꽃? 바닷가로 가자 오메기떡 바닷가 아빠다. 응. 맛있다. 내려가자. 음, 옛날 그대로다. 어? 제주도에 오징어 먹으러 왔어? 어. 욕 얘기를 해야지. 공기가 빠져나왔지? 아니 마그마를 어. 어. 눌렀다가 응. 어. 근데 걔네들이 마그마가 화내서 나온 <laughs> 마그마가 화내서 나왔어? 어. 소화는 그런 반대편으로 올라왔어요 오 엄청 가까이 보인다 볶밥을 먹으러 갑니다.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요. 하나씩이요? 네. 아까 오징어 하나씩 나왔어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아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 진짜 물감 풀어놓은 것 같다 rebusan oh, bagian tebak 되게 구조가 특이하다 우리 빵 3개 샀어? 됐어? 어 추워 맛있어 어, 음. 좋다. 추운 거 빼고. 자기가 혼자 빵 사러 간다 그러더니 손이 안 닿아서 도와달라고 했어요. 야! 그층 2층이야. 어? 되게 동남아 리조트 같아. 어. 공간이 여유로워서 좋다. 예술작품, 예술작품. 이쪽으로 침대랑. <laughs> 침대 왜 대, 대왕 침대? 어, 대왕 침대야. 이게 테이블이랑 TV가 두 대가 이렇게 있네요. TV. 방 하나가 굉장히 커서 거실이랑 침실이랑 따로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. 여기는 전체적으로 공간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만든 것 같아요. 와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엄마 이거 봐. 테레비까지 있어. 멜시 타르. 어 <laughs> 아, 저기 등대도 보인다. 오 이쪽에 세면대 앞으로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옷장이 굉장히 커요. 여기 밑에는 이렇게 런드리백이랑 구두솔 같은 게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금고도 있어요. 세면대가 이렇게 둘로 되어 있어서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욕실이 진짜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. 이 정도면 해외여행 안 가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장실이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. 현관에서 들어오면 욕실 쪽은 이렇게 도어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꺾어서 거실 방향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잘 지켜질 것 같아요. 네스프레소 캡슐까지 골고루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음료 같은 거 사와서 마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일회용품은 구입해야 돼요. 이 아래에는 전기 포트랑 아이스 버킷 들어있어요. 여기 프런트에 먼저 우리 방 번호 얘기해야 돼. 추워. 어, 추워. 어, 어. 바람이 좀 세다. 응. 추워, 추워. 어, 와 빨리 가. 근데 온수풀이야. 계속 왜려다니나 올라가 지하에 주차장이 바로 이어져요 진짜 어디 괌이나 하와이 이런 데 놀러 온것 같아 이국적이다 진짜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엄청 막 음식점이 다 모여있네 어. 맛있겠다 물놀이하고 딱인데 이 나무가 되게 목적지에 착하였습니다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데 60m 떨어진 소다 뭐 먹을 거야? 샐러드 좀 줄까? 똑같은 얼굴이네 눈부터 먹을 거야? 빼기 싫어 찐빵을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이 풍경만 봐도 입장 순서가 있어. 어? 일본어. 아니야. 진짜 예쁘다 여기 그러네 테이블이 있네 파인애플 같아 이거 만지면 손 아파 응 만지면 안돼 여기 가시 있을 수도 있잖아 6월에도 오고 7월에도 와야겠는데 라벤더가 열심히 자라고 있어. 6월 달에 어? 오면 된대. 나 이거 읽을 수 있어. 읽어봐. <laughs> 나 바람 부니까 딸랑딸랑 움직여 야 여기서 시간 기다린다고? <laughs> 안돼 당고무시 크로스 먹으면 안돼 갑자기 <laughs> 오래돼서 응 구멍 <laughs> 있어? 제주에서만 자라니까 여, 우리는 본 적이 없지 아, 분이 너무 좋아요 아 나갔다 와서 또 이 풍경을 보니까 엄청 기분이 좋아요 여기 해비치는 호텔이랑 리조트랑 같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만한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서둘러서 호텔로 다시 들어왔거든요. 인형 만들기나 비누 만들기 같은 만들기 코너하고 쿠킹 스튜디오도 있대요. 호텔에서 리조트 로비로 넘어왔어요. 이렇게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네요. 장난감도 잘 돼 있다 연못을 지나가야지 근데 집에 응. 갈 시간이 돼서 아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보드게임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올리는 거 전부 다와 진짜 많이 아, 어, 있어. 아 그거 학교에 있어? 아, 네. 안 해? Alpha. 펼칠게. 어. 제일 먼저 똑같이 어,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응. 이거 못해 엄마 엄마 꼴찌야 그럼 어떡해 다시, 다시. 햄버거가 초벌돼서 나와서 좋다 다 구워 나오고 계란찜 계란찜 엄청 고소한 향이 나요 탱글탱글 삼겹살은 김치찌개죠 맛있는 돼지 기름 냄새 되게 오랜만이다. 어, 김치찌개 장난 아니야. 제주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러 오면 꼭 이 액젓을 주더라고 고기 먹고 있는데 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지? 아 우리 아빠가 이런 영이나물, 방풍잎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베트남 가서도 고수가 이렇게 거슬리지 않고 맛있었나 봐 바르고 마스크 하고 잘 거예요. 이게 이렇게 착용하면 여기가 지금 보여요. 그래서 이거 리모컨을 누를 수가 있어요. 대부분의 이제 비가 오면서 건조함이 좀 해소될 거라고 합니다. 먼지로 인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전... 남편은 출근을 해야 돼서 먼저 서울로 올라가고 이제 저랑 루카스랑 둘이서 제주도에 조금 더 있다가 저녁에 비행기로 서울에 올라갈 거예요. 잘 잤어? 더 잘래? 햄 먹어? 안녕 조끼를 입고 헬멧도 써야 돼. 아유 응가가 많네. <laughs> 뭐야 그게? 근처에 사는 지인이 있어서 같이 점심 겸 저녁을 먹고 그러고 서울에 가려고요. 길이 너무 예쁘다. 노란색 꽃이야. 꿀벌들이 있어. 어. 셀카스 왼쪽 봐봐 와 진짜 멋있다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. 대박이지. 응. 살아있는 와, 너무 좋다 진짜. 나 이도 들었던 우리 지나온다아지나온다맨 끝에 있는 거 올라가고 진짜 힘 힘들게 버티는데. 이 누가 누구를 초대했는지.